나이스. 어, 어 패스. 바톤 터치. 어, 오면 살려. 나 어, 나이스. 아, 이거를. 이게 레드도트 뚜다이 <laughs> 와, 이거 레드스로. 잠깐만. 좋아요와 구독. <laughs> 아! 나 SMG인가? 아 이거 내가 DMR 되면 내 책임력 막주면 안 이거 상대로 만들 수 있어 아 엿됐네 근데 문제는 옆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<laughs> 이렇게 하 나는 개미식기 갈게 아 여기 핑 누구냐 이거 차 없는데? 미안하다 전필 없다 야 아, 잠깐만 아들 다시 있다 형 앞에 근형형 저거 경쟁 있어 경쟁 있어 어나못 어. 어. 먹을 것 같은데? 이긴 거 같은데? 아니 아니 제가 더 빨라 아 이거 못 먹는다 이거 못 먹어 못 우리 둘 아, 살아서 만나 내가 간다 여기 SMG 어. 2층에 좋다 SMG farming하느라 바빠 오빠부터 사 여기 1뚝 1뚝 그러게 나 나 내가 AR 들라고? 음 오빠가 AR이야 제일 잘해줘야 돼 아니 아니 우리 둘이 멱살 carry 해야 된다니까 <laughs> 불편함 우리는 옆에서 뽀뽀도 못하게 하고 어 어? 어? 뭐야 각방금 몇개 5천개야? 각방 5천개라 아 진짜 깨고 싶다 이거 목숨 걸어라 목숨 걸어라 아니 나나 어, 여기 스르르 여기 스르르 어,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스르르게 4배 아나 벌써 썸네일이 머릿속에 다 그려졌다 이거 <laughs> 근데 미션을 깨야 그니까 성공해야 깨질 <laughs> 수 있는 거 아니야? 없어 일단 어 잠깐만 개미지옥 리 난거 같은데? 방배로로 아, 개 갑니다 야개미지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일단 일단 저거 빨리 빨리 어 눕혀봐 잠깐 아씨 뭘 눕혀줘 어떻게 일단 눕혀보래 아 잠깐만 나 쏜다 제발 나바한 스쿼드인데? 이거 어떻게 눕혀 야 박아봐 박아봐 박아버릴까? 나 양각이야 나 양각이야 아 이거 지금 못박는다 지금 못박는다 지금 하나 기절 아 양각 벌리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아 참고로 바퀴 터져서 뭐할수 있는 거 없다 야 그러면 너한테 일자로 박을 테니까 째봐봐 박는다 이거 위에지 쪽으로 그럼 나는 로잘 태워 갈게 아닌가? 안 된다. 같이 박게 그러면 같이 박을게. 우와. 같이 박 같이 박 같이 박. 아니 박다며 나 혼자 가? 아, 어, 박고 어, 지금 박고 지금 박고 박고 박고 박고. 나이스. 아니요 저 아까 개비좀 눕혀달라는데 어 시민은 보인다 네. SW 차도 돼3분이야3분 우리도 보이잖 어. 간다잉 같이 나가 우리 우리 여기 수지 쓸게 쓰자 우리 여기 쓰자 그래 그래 야 빨리 눕혀 어 눕혔다 어, 좋아 좋아 좋아 부, 붙일까? 음. 붙여줘 붙여줘 나나 나 막고 있다 아, 어딘데? 스강강 12판 앞에! 하나 더 기절 12판 앞에 나이스 좋아 좋아. 와 이거 붙어야겠다 완전. 나차 타고 붙게. 붙어줘 그리고 나다 빠진 거 있다 야 잠깐만 야야핑 봐봐 여기 4번 노래 있어. 와 거기 왜 있어? 아, 뭐야 여기 있는지 몰랐어. 그거 기절이야. 어. 아 이게 수류탄이 없으니까 내가 못 잡아줘 이렇게 한 팀인가? 어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한 팀 더 있어요. 오케이 어딨어? 또나 아, 구경하여 자기장 밖에. 도이 되는 게 없었어 아니 숨어 있지. 아니 왜 옆으로 해? 맞아. 아, 어내 앞에 내 앞에 하나 내 앞에 아니 어 권총으로. 내 앞에. 예. 나 이거 상관없지 이거 <laughs> 밟았어. 나 4킬. 나 3킬. 나 3킬. 갑자기 네, 네, 네. 사장님들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. 구요? 뭐내 옆에 사운 내 뒤에 차, 차온다 같이. 어 확인 확인 확인 확인. 자리야 저거 DMR 가능해. 뭘, 뭘, 뭘, 내 뒤에 차. 내 뒤에 차. 야 우리 여기 아, 내 앞에 가고 있다. 내 앞에 가고 있다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3층 집 박았어요. 어, 3등 박았다 두 아. 확인, 확인. 확인. 아! 나지 쪽어 어, 어, 어, 봤어 봤어 봤어. 살려. 오면 살려. 나이쪽이 빨리 쪽으 내려줘. 연막 가야 연막 가야 연막 가야 야 야, 돼. 어딨어? 엄마 어딨어? 연막이 없네. 연막이 왜 어딨어? <laughs> 야, 아니 안 해도 안 해도 아니 가야 돼 가야 돼 이거 그냥 가야 돼 이거 형 3층 집 마크 어차 방귀 다 얘들아 우리 쏘지 마! 어 앞에 맞췄어 잠깐만 나8 0 버려줬어 뭔데? 어형 그 밀어야 돼나 배울 없어 지금 잡아줘야 돼야 이거 어떻게 오르겠다 이거 수류탄 수류탄 포탑 할게 나어 레드 레드 도트 포탑 가능? 어어 가, 어딘지 감도 안 오는데? 2층 집, 3층 집, 2층. 어 3층 집. 있다 있다 있다. 올라간다. 나이스. 어 패스. 바톤 터치. 3층에 있어. 어 오면 살려. 나이스. 오. 오면 살려. 나이스. 새끼가 살리게 와 이거 레드스로 어, 잠깐만 형이 잡아줘야 돼 그거 야 이거 연막 때문에 못 잡아줘 지금 와 뭐야 어 연상 연사력 미친 꿈 여성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죽는데 이거 네, 나한테 또 푸시한다 어 나한테 개푸시해 야 뒤에, 뭐야? 뒤에서도 다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 오른쪽 아한 팀 있는데 여기 아 이거 옴프를 어떻게 잡아 이거 어쩔 수 없다 가야돼 가야 돼, 가야 돼. 아,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아 뭐야, 이거 기존대전이더 재밌는 4킬도 하자잉 어. 뭐야 뇌지디 하나 있어 뇌지디에 각벌리 음. 봐봐 뒤로 가고 있어 아 죽었다 나이스 2대2다. 아, 정면 정면 확인 바람 붙어있다 아, 여기. 다가 우리 연마가 안 되잖아. 어 오른쪽으로 돌아와봐 걸포 걸포가 오른쪽으로 감아서 가야 되겠는데 형이 째주고 한 명이 어딘지 몰라 선피병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 알았어 간다 아, 아래 아래쪽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오케이 잘았다 나이스 이제서 옆치기 오케이 나이스 오른쪽으로 더 크게 어차피 형이 째주고 있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여기가 어, 3 0초 이거 위치 봤다? 이거 위치 봤어? 걸고 어. 위치. 기다려봐. 아. 어, 이제 붙으면 되겠다. 있나 이거? 내봤다. 오케이 형 어그로 끌고 있어 기다려봐봐. 앞으로 오긴 했어. 와, 나 됐다. 나이스 하나 기절. 딴딴 아, 앞에. 필필필. 7킬 돼? 안 돼? 아, 안 돼? 아, 나 7킬! 나 5킬! 아, 나, 나 6킬! <laughs> 너 2킬, 몇킬 뭐, 부족한 거야? 아, 아깝다. <laughs> 와, 렌즈 알았어. 아깝다. 아, <laughs>